안녕하세요. 개와 고양이와 함께하는 생, 개고생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보신 산책 영상에서 보신 보니와 럭키가 어떻게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제 반려인은 동물 인권과 관련된 곳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회국에서 포스팅을 자주 읽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할건 없는 저에게 페북 그룹에 올라온 어떠한 포스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래서는 전라도 목포에 한 개가 덕낫으로 목줄에 묶여서 물그릇 밥그릇도 없이 있다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날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빠를 설득시켜 목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목포로 무작정 달려가 이 무료 나눔이라고 써붙인 그 분에게 고니를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고니가 두 살이었고 한 번도 사료를 주지도 않았고 씻기시지도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니를 저희는 데려와서 단정히 하고 병원에 가 검진을 받게 했는데요. 그곳에서 사, 심장 사상충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차 주사까지 넣고 투약을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계속 불러오는 고니의 배에 어, 계속 의심이 갔었죠. 그래서 어, 의사분도 호르몬 문제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엑스레이를 우연히 실행한 결과 다섯 마리의 새끼들이 고니의 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출산하기 바로 이틀 전에 이미 세 마리의 새끼들은 뱃속에서 생을 마감한 상태였고 살아남은 두 마리라도 살리고 싶어 제왕절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뱃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럭키였고 다들 이제 알아차리셨겠지만 이름을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 운이 좋은 아이 럭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고니를 데려올 당시에는 일단 구해서 입양을 보내야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사기와 또 이렇게 다시 떨어져 있게끔 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더라도 저희와 함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니와 럭키 그리고 저희 고양이들과 저희들이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지 과감하게 보여드리고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